이거 먹을 거 많아요 하나 드릴까요? 우선 감자칩이 있고 어 뭐야 많았는데 제가 다 먹었나 봐요 쌀과자 있고 원래 마이주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어, 우선 우선 이거는 멤버들이랑 찍은 인생 네컷인데 이거 보여줘도 되나? 이거 우리 다들 초대, 초치할 때 찍어가지고 이렇게 쓱 찍는 거쓱한 번 더? 쓱 그리고 이거 하나는 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찍은 건데 이것도 친구들의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쓱 보실게요 쓱 쓱 <laughs> 우선 이 두 개의 인생 네컷 사진이랑 이거 <laughs> 많이 낡았어요 이거는 저희 팀장님께서 주신 립밤이 이거 되게 촉촉해서 지성이 형이 아 러브 형이라 해야 되나 러브 형이 되게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조만간 선물 하나 해주요 아, 이거는 제가 자주 쓰고 있는 입술 보호제 립밤인데 그 젊은 스토어 있죠 <laughs> 젊은 스토어에서 세일을 하길래 미리 사놨어요 어 이것도 립밤이네요 아저 진짜 입술 건조한 거 싫은 거 얼마나 티나는 거 아시죠? 이렇게. 입술 촉촉한 걸대 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충전기 충전기랑 충전기가 선은 하나인데 이걸 어댑터라고 하죠 어댑터가 두개 하나는 제 건데 하나는 저 본집에 갔을 때 친형 거를 몰래 챙겨와 버렸어요 <laughs> 그리고 친형이 가져갔냐 그랬어 뭐야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샵에서 머리 고정시킬 때 주셨던 핀인데 혹시나 머리 이렇게 가를 때가 있을 때 약간 이거 고정시킬 때 제가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훔쳐온 건 아니고요 머리 꽂혀 있길래 그냥 제가 네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녹음 연습을 해야 돼서 다음에 또 다른 가방을 들고 와서 새로운 걸 구경시켜 드릴게요